네. 해당 10원이야? 그냥? 인도 아마 의료에 들어갈 건데 그게 보면 이런 데 보면 이제 피라고 적혀 있거든요. 네, 바닥에 적혀 네네, 적혀 있는 게 P 이런 데가 이제 P. Thank you. 이상하다. 네, 근 지금은